월세 30만원으로 시작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와 미시 안녕하세요 와 아! 대박이다 어. 네? 어? 여긴 뭐하는 곳이지? 합시다. 드디어 왔어요. 9년 전 월세 30만원으로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네요.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laughs> 자 우리 일본인 아내가 드디어 아파트를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 일본인 아내 아파트 한번 구경을 한번 해보실까요? 네자 떠서 우와 빛이 우와 빛이 빛이 어? 빛이 달라 우와 보자 오자 <laughs> 일단 뷰가 그리고 이쪽 방 가실까요? 아, 근데 아직 아무것도 <laughs> 없어서 그러니까 한, 한 시간 뒤에 짐이 와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일단 싹 보시고 아!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그러 너무 예쁘다. 바깥에 어울리는 옷이네. 아니? 왜 여기서 나오지? <laughs> 로한이한테도 얘기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슬슬? 로하 여기가 어떤 데인지 로하나 들어봐봐 잠깐 와봐봐 여기가 로하나. 새로운 집이야 No, no. いますか <laughs> 어, 자, 로아. 여기 우리 로안이 집이야. 새 집이야. 여기는 약간 작업방이 될것 같고 여기 여기는 이제 게스트룸 게스트룸 겸 로아는 노는 방 아이고 박았어 박았어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아프지 말아라 <laughs> 진짜 그 30만원에 탈출해서 여기까지 온 소감이 어떤가요? 우리가 열심히 살아왔나 싶어요. 싶어요. 어? 살아왔을 것 같아 싶어요. 음. 그래서 이제 여기 집인데 여기 집이야. 로하나 <laughs> 우리 이제 여기서 살 건데 음. 여기 마음에 안 들어? 음. 아이고 고생했어. 제주도에 와서 한 가지는 공기가 안 좋네요 음. 앞에 안 보일 정도로 오늘 미세먼지가 우리 잘 살게요 조금 있으면 짐이 와서 좀 깨끗한 음. 이사 전 음. 다음에 이제 이사 후를 음. 보여드릴게요 근데 크게 변하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짐이 별로 없어서 쇼파도 없고 우리 쇼파도 사러 가야 돼뭐 음. 아무튼 우리 유카 그동안 팔 6년 고생했고 자 서울에서 또 행복하게 한번 살아보자 네 우리 가족 잘 살아보자 깍 뭐, 아들 키워봤자 소용다니까 아파트는 어떻게? 다리 이렇게 들고 다리 야 그렇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되면 순간성 어때? 우와 로한 잘하는데 로한 잘하는데? 어? 어? 왜 정말 자 엄마 엄마 해보자 엄마 해보자 어? 로한이 이렇게 하는데? 로한이 이거 할수 있어? 자 어, 로한아 여기다 같이 하자. 이렇게. 어, 같이 하자. 이렇게 하자. 힝, 힝. 한 번만 해주세요. 한 번만 해주세요. 한 번만 해주세요. 우유 주러 왔어. 하나, 둘, 셋. 어떻게 기를네세요기시네 네. <clears throat> 네, 네. 어? <laughs> <laughs> 새내기 あの寒いのくださいませあは <laughs> 아, ソウルすごい寒いです皆さんはい慣れてないんですねソウルの寒さはあそうですね久々ですねあのちなみに家で普通ご洋服ですかそうですねあ <laughs> あのここは新しい引っ越ししたあのそうですゆかチャンネルハウスですああもうもうなんか壊れてますよわかりませんはいじゃあ履いてもいいですかどうぞなんか懐かしいですねこのシンがもう だね <laughs> あ、ロアンティも今日は。ちなみに、あの、いつも家でそういう服ですかね。もちろんです。ええー、 <laughs> でも、ロハンは。今、見ますか。ちょっと見ますか。ナムヌルーに。ナムヌルーに。 <laughs> いいタイミングだった、今。いいタイミングだった、今。ナム、ナムヌルーになったみたいですね。はい。家の紹介、今日してもらってもいいですか。 하이 소개해 주세요 세덱 세덱이 세덱이 どっちどっちからどっちからですかちょっといきなりトイレをお見せして申し訳ございません아 で 처음 처음부터 화장실 <laughs> 아니, 죄송해요. 아 괜찮아 신선한 것 같아 처음부터 화장실 보지는 거. 죄송해요 아, 여러분 아 아니에요 괜찮아요 이미 첫 번째 네네네. 네, 네. 화장실이고요 사실 여러분 하이 이게 두 번째 촬영입니다 <laughs> oh, oh, 사실 어제 되게 밑, 밑이 좋았을 때 찍었거든요 근데 음이 날라갔더라고요 음 어도가 자라자라나자대 <laughs>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찍고 있는데 살짝 어제보다는 좀 생활감? 네, <laughs> 좀 인간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laughs> 어제는 솔직히 좀 세팅을 하고 했는데 오늘은 그냥 귀찮아서 맞습니다. 이런 것도 어제는 딱딱딱딱 그 제품명 이쪽에 나오게 했거든요. 아 이제 오늘은 좀. <laughs> 근데 오늘이 더 약간 광이 나고 얼굴에 괜찮은데 보시려면 얼굴에 광 나는 것처럼 되게. 감사합니다. 어, 그러 예. 이게 자연 반사판. 저건 뭐예요? 뭐예요? <laughs> 뭐요 괜찮 이거예요? 네네 설명해줘야죠 뭐. 이거 나무늘보 과정 <laughs> 시를갈 때, 네. 혹은 네. 손을 씻을 때. 보아 샤워실. 샤워실 1. 그리고 그리고 아아아 아, 아. <laughs> 아. 간 소음야로. 야, 노아나, 노아나, 노아나. 발, 발, 발 들고, 발 들고, 발 들고, 살살, 살살. 아, 여기는 좀 뭔가 정리가 안 된. 아, 맞아요. 이, 여기는 사실. 네네네네. 네, 네, 작업실 겸 순짬으로 한 옷방으로 하려고 하는데 네네. 수납장이 많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정리가 덜 됐죠. 아. 그래서 아. 여기는 이제 작업방. 여기는 이제 작업방이고 여기서 이제 저희 뭐 편집이나 뭐 여러 가지 업무를 하는 승장이랑 육하랑 정리 안 된 짐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좀 네. 아직 나중에 뭐 변화가 생기면 보여드릴게요. 네. 그리고 두 번째 방. 네. 여기도 사실 아직이에요. 보시면 알겠지만. 그럼 여기는 이제 뭐 일타령 방겸 뭐 손님 왔을 때 가족이나 친구들 왔을 때 이제 여기서 잘 수 있게끔 이제 음... 해놓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싫어 싫어. 내가 연말이야. 짠. 거실이고요. 네. 은희가 집을 하러 왔을 때 우리랑 잘 맞을 것 같고 우리 집일 것 같고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단 말이에요. 어, 수고에 하나 사주셨다 그러다것 같고 우리 집일 것 같고 약간 그리고 소파랑 커튼이랑 색깔을 맞춰봤어요. 야경 보실래요? 어, 야경도 있나요? 자, 그리고 여기는 로하니 코너인데요. 뭐 로하니의 장난감이나 아, 요새 로하니가 빠지고 있는 놀이입니다. 자, 오늘 로하니 반찬 뭐 만들었나 보자. 아, 또 니모를 아, 또개 개살고. 로항은 요새 우리의 건강 관리를 하고 계십니다. 네. 아, 여기는 저희가 열심히 살았다는 살짝 증거들 그리고 <laughs> 가족 사진 리얼하다 그리고 네네네. 여기 보시면 네네네 아 여기는 노안이 장난감 방이구나 네 노안이가 요새 화가 데뷔했거든요. 자, 로안이 첫 그림입니다, 여러분. 네. 근데 여러분 음. 이쪽이 엄마랑 같이 그렸을 때 이쪽이 아빠랑 같이 그렸을 때인데 아. 정말 우울. <laughs> 색깔 왜 그래? 너왜 뭐 그래? 로사. 어때? 이사 오니까 어때요? 안 잡아줘. 안돼. 안잡요 로나 엄마 배고파. 엄마 배고파. 하나만이야? 자체가 없잖아. 키야. 여기가 탑층이거든요. 근데 이제 엄청 건조하더라고요. 하루 종일 들어가요. 그래서 대형 가습기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놔으세요 <laughs> <laughs> 네, 이렇게. 그리고 TV는 아직도 작은 거를 가져와서 쓰고 있어요 야 그래도 저거 핫딜 열심히 산 거야 새벽 4시에 해가지고 10만 원에 그래도 뭐 언제든지 LG 여러분, 삼성 여러분 기다리겠습니다 <laughs> 아 그리고 여러분 여기는 주방인데 우리가 정말 잘 쓰고 있는 거는 여기 와우 펜트리 서랍장 여기도 좀 정신없긴 한데 <laughs> 그래도 이 공간이 있으니까 좋더라고요. <laughs> 그리고 우리 친구 부부, 뷰부부 제주도에서 아강라는 식당 하시는 부부인데요. 그 부부가 줬어요, 이거. <laughs> 식기세척기? 네, 식기세척기.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뭐 특별한 게 없어요. 쓰레기. 어, 여기는 세탁실, 밥솥 눈둔 그리고 오븐도 있으니까 가가 맛있는 거 많이 해주네요 네. 해주겠네요 <clears throat> 그리고 여기 가볼까요? 네 안방? 안방 안방 로아니 <laughs> 친구들이 참 많네요 아, <laughs> 저 친구 미자나스와 뭐예요? 왜 올라가 있어요? 저 누가 있어요 저거? 저거 베개예요 여러분 그 척추 어, 어, 네, 어, 좋은 베개인데 사람이 자꾸 <laughs> 아니 저 누가 봐도 그렇게 생겼잖아 아닌가? 나만 그래? 아니야 유카도 보고 막 엄청 웃어졌잖아 음. 그리고 여기가 저의 화장대입니다 이게 음. 여러분 이게 엄청 좋더라고요 제 인스타 보면은 요새 뷰티 콘텐츠 거의 여기서 이렇게 찍고 있어요 워낙 이제 빛이 좋아서 뭐 아무튼 열었습니다 여기는 음. 옷을 일단 하고 있는데 여기도 아직 네, 정리 중입니다. 여기는 두 번째 화장실. 쭈가 있어서 로한이랑 유카가 맨날 차파차파하는 데니다 맞아요. 네. 뭐 이렇게 방송에는 다 끝났는데 아파트 와서 조금 달라진 게 있나요? 아! 맞아 여기서 여러분 이게 엘리베이터를 먼저 누를 수 있어요 사람들은 아마 뭐야 얘는? 대 어머 이게 정말 저한테는 좀 놀랬어요 음, 정스럽죠? 네해주세요 적응 중입니다 아, 이렇게 누르고 뭐 음. 다른 것도 많겠지만 <laughs> 아직 모르겠어요 외출 방법은 뭐지? 맨 아래 외출 방법 오 자동 하지마 하지마 그런 거좀 위험해 어, 잘 모른다. 꺼꺼꺼꺼. 어, 어, 꺼내는 방법 모르. 아 취소 눌러 취소 눌러. 아, 막 만지지 마. 어, 괜히 했다가. 누구야? 저기 TV 한대더 있는 거 알아요? 자 이쪽으로 오시죠. 자 일카는 요게 뭔지 아시나요? 어? 전원을 켜보세요. 전원? 전원. 전원 켤 줄도 모르지? 그럼 전화 키는 거잘 써먹어 예, 대박이다. 뭐 설거지하거나 밥 만들거나 뭐 하면서 TV도 볼 수 있고 삶의 질이 이렇게 또 올라가네요. 아이, 자 이렇게 저희의 새로운 랜선 집들이 두 번째 촬영이었죠. <laughs> 너무 마음이 아프고 아좀 안 되는 일이 좀 많았었지만 또 이사하고 너무 힘들고 뭔가 일이 한꺼번에 와가지고 저도 많이 힘들었었지만 뭐 일단 집이 너무 좋네요 음. 어, 집이 좋아서 이제 집에 얼마나 나고 실장이랑 저녁마다 얘기하는데 집 같은 느낌이 벌써부터 들어요 집을 가고 싶다 이런 생각도 맞아, 맞아. 들고 정말 안도감이 확 와요 어떻게 제주도 생각은 좀 나? 음. 일단 뭐 개인적으로 전 탑층이라서 너무 조용하고 맞아 진짜 조용해 그래서 우리가 어. 하도 로하니까 시끄러우니까 어. 민원이 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층간소음 교육도 좀 매일 해요 하는데 로한이가 유카가 <laughs> 이제 원룸부터 이렇게 단계 단계별 이렇게 왔잖아요 네, 딱 이렇게 고층 아파트에 뭐 느낌? 뭐 소감 어떠신가요? 어떤になったなみた 나름 그래도 열심히 살아오지 않았나 음. <laughs> 하는 느낌도 있고 아 여기가 정말 편한 게 왜냐면 아 뭐가 <laughs> 여기 1층에 차가 못 들어오는 아파트예요 음. 네, 로안이가 놀래 너무 마음이 편하고 너무 만족 탑층이라 해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야 너네 탑층 가면 야 전기세 뭐 엄청 나온다 하면서 막 <laughs> 어. 어? <laughs> 뭐, 뭐, 뭐 우리 어머니가 뭐 너네 살아서 전기세 뭐 가스비 많이 나와야 봐 정신 차리지 하면서 했는데 아직은 마음에 들어요 어머니 What? 자 이제 저희 유카 채널 잘 이사왔고요 험난한 이 서울 또 어떻게 해나갈지 여러분 많이 지켜봐 주세요 여러분 요새 이 며칠 음. 진짜 많이 추워졌더라고요 맞아 맞아, 맞아 여러분도 감기 진짜 조심하시고 조심하시고 그리고 올해가 한 달 남았어요 벌써 올해가 끝나가니까 여러분도 뭔가 후회 없이 이 올해를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아직 그런 약간 그러니까 연말 오지마! 약속했잖아 <laughs> 말 잘 들어 약간 서울 오니까 확실히 이제 알아봐준 사람들이 많아졌어 내가 그렇게 흔한 얼굴인가? 흔하진 않지 흔하진 않지 약간 댓글에서 그런 말도 있었어 청계천에 돌같이 생겼대 무슨 말이지? 강냉이 어떤 돌이 딱 느낌 안 와? <laughs> 모르겠는데 뭐 예를 들어 뭐 한라산에 돌이라든지 약간 그렇게 표현해줘야지 청계천에 도는 야, 한라산에 도는 화산암이잖아 혹시나 저희를 봐서 알아봐 주신다면 꼭말말 걸어주세요 저희 그렇게 무서운 사람 아니에요 동네 언니 어 아빠. 동네 언니 아, 아빠? 나왜 <laughs> 아빠? 야 오지마 슬금슬금 오지마 약속했잖아 안 오기로 인터뷰할 동안 사탕 줬잖아 오지마 오지마 보고 있어 어. <laughs> 뭐 오늘의 맨선 집들이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도, 마지막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로안이 일로 여기 빨빨 한번 맞아 자 위,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 안녕. 어떻게 살아요? 이래서 하고 이래서라고? 어. 안 아, 봐서 잠깐만 드디어 아파트를 발견해왔습니다 여러분 우와. 어.